오늘도 수위 높은 촬영이었어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, 친한 애정씨는 처음이어서 몽롱하네요 그래서 빨개진 거예요 <laughs> 설아 언니는 오는 게 선물이었어요 저한테 그렇지 않아요? 제가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? 어? 설아 전 여친님 안녕하세요 않았는데 설아 언니 설아 언니랑 영상통화하면 안 되나요? 긴장 지금 새벽에 안 되니까 받을 수도 있고 떨리잖아 떨리잖아 너 여자친구 어딨어 설아 언니 전여친이라 전여친이 영통이라니 루다 전여친은 설아 언니 현여친은 나야 구질구질 던졌지 언니 자요? 은서다 왜 음, 언니 브이앱 했어? 언니 다시 브이앱 중이에요 저 브이앱 중이거든요 어... 저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또 신종 무슨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제 번호를 왜 저장 안 하셨는지 저좀 약간 서운하거든요 지금 다씨 제가 네. 그, 그러게 말이죠 핸드폰이 고장이 뭔가 멤버들저 설아 언니. 네. 저 전 여친이에요. <laughs> 그냥 정말 언니랑 놀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언니가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요. 다음에 또 언니 앉을 때 연락할게요. 아, 사랑해요 언니. 아 이거는 좀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아 알겠어요. 네, 아, 루다가 네. 새벽 한 3시쯤에 네. 언니 오더라고 연락이. 네. 저는 잘못 보낸 줄 알았어요. 네. 어? 이렇게 보냈죠 네. 뭐예요? <laughs> 새벽 3시에 왜 보냈어요? 근데 너무 뜬금없네? 그래서 근데 나도 보내놓고 전 남친이야 어. 뭐야?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가 자,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전 남친이냐고 그래서 저는 전 여친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안 앉아요 어, 늘 붙어 있어. 늘 어딘가에 붙어 맞아요, 있어. 막 어깨를 이렇게 붙이거나 네. 막 계속 막 언니들 옆에 이렇게 모. 제가 수작 부렸는 거 뭐 티났나요, 여러분? <laughs> 다영이 따라하는 척하지. 방송했다. 즐거웠다. 그 아니면 또 언제 인겨보겠나.